시스템 에어컨 있고 입면 분할 창으로 뻥 뚫린 view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집신원입니다 자 오늘은요 반푸석 반포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촬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, 지금 있는 곳이 현관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안내 음성 계속 나오죠 이 유리면에 이렇게 있어요 맨날 일괄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신발장에 있습니다 지금 신발장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는 43평 A타입이고요 원목마루가 깔려있고 방은 4개, 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지금 바닥이 오늘 입주 날이라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양해 부탁드릴게요 붙박이장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, 행거 있고 수납칸 있고 반신 거울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신발장과 첫 번째 방 사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, 화장실 이렇게 있고 뒷면에 이렇게 살균 소독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, 여기 신발장 등 있어요 끄고 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중문이 있고요 중문 이런 식으로 네, 두 번째 방법 보실게요 다 일괄 확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다 확장되어서 나오죠 세 번째 방입니다 또 역시나 확장되어 있고 발코니 없고 다 인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쇼파 놓는 자리고요 보시는 것은 아트월입니다 이제 저기 TV 설치하고 하시면 되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 인면 분할 창으로 뻥 뚫린 view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거실 등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, 저녁에 굉장히 밝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통 등이 다 모여 있잖아요 가운데 근데 이거는 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밝게 해줍니다 거실을 부엌을 보시겠습니다 아 부엌등 너무 예뻐요 식탁등 그죠?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그 다음 오븐이 있습니다 오븐 그릴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고 여기는 냉장고 자리고요 여기 김치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김, 김치 냉장고가 되어 있고 여기는 후드 그리고 여기 전기 스토브 들어올 것 같고 여기 이제 컨트롤러 TV, 미니 TV 있고 싱크대 있고 여기도 쌀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리아에서 보셨던 쌀 냉장고 여기도 있습니다 다음 곳은 다용도실입니다 세탁실로 주로 쓰이죠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도 똑같이 가운데에서 있기보다는 테두리에 이제 전등을 설치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방을 밝게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음,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이쪽 바깥쪽으로는 발코니가 조그맣게 있는데 오른편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집주인분께서 이렇게 붙박이장을 하셨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여러분 이쪽이 화장대고요 거울 뒷면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빌트인 옷장으로 또 오른편에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행거고 밑에는 수납칸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대피 공간입니다 화재시 대피 공간이 안방에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안방 화장실이 나옵니다 안방 화장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세면대, 비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방도 똑같이 거울 뒷면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.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고요 반푸석 반포 프루지오 서민 아파트 43평 A타입 보셨고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